ところで鍛えてあげよう 커피 한 잔에 여유를 아는 품격 있는 여자 你的每一缕飘散，去到我去不了的地方。 你的美丽飘散去到我去不了的地方、どうしたのかな And.

그래 그래 히라게 어떠세? 히로에 어떠? j Yes. Love is the best place to find a lover, so far is where I go. 敵に戦6連禰豆子ちゃんは俺が守る